너는 별을 보자며 내 몸을 당겼어 단 한 번의 달빛을 내 눈에 담았어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. 근데 다른 게도 없는 star yeah. 혼자 두지 않아 the 괜찮아 네가 내 우주고 밝게 빛나줘 이런 가사 한마디가 널 위로한다면 나 펜을 잡을게 자극적인 것보다 진심만으로 말할 수 있어 할때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친해 기다렸지 하루 종일 먹가 그리 슬펐지 이별에서 나가 가장 특별해 너는 그런 거 전혀 몰랐지 You want some more, more 왜 자꾸만 나 괜찮아 네가 내 우주고 밝게 빛나줘 Girl I don't know why I'm leaving Girl I don't know why 처음부터 다시 알려줘 Girl I don't know why I'm leaving Girl I don't know why 너는 별을 보자면 내 손을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.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star